말라 신이시여 저희를 허락해 주셔서 마마세 간첸중과 다음은 K2다 엄대장이 K2까지 올라가면 아시아 최초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8,000m 이상 14자 완등이라는 신화를 쓰는 거야